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어,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음 여기도 그리고 여 앞도 그리고 여기도 그리고 보십시오 여러분들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이 후레쉬가 없으면 그냥 끝입니다 130으로 잡습니다 2021년 3월 16일 여행 18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와 신속히 이동하라 담배 안핍니다 여러분들 바로 바로미 뭐야 어? 어? 뭐야 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잠깐만 어... 잠깐 저기요 누구십니까? 누구 있어요? 뭐 어디서 는 소리야? 어? 가까이 있다. 어? 어? 누구세요? 잠깐만요. 거기 누구야? 기운 쎄다 세다. 당연히 사람입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 와. 와. 잠깐. 와. 와, 계속 해야 잠깐만. 와, 소리 계속 해야 미쳐버렸다. 와. 와, 나 시작하자마자 여기 어, 여기는 진짜 없음 이상하지. 여기는 없음 이상해. 여러분 나 지금 진짜 너무 지금 너무 헷갈려 어? 우와! 누구세요? 자, 그만요. 자, 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만요 그만. 그만요. 자. 이건 잡기들이 나는 겁니다. 그만하세요. 자, 대화를 하시게요, 이제. 자, 그만. 자 이제 대화를 하시게요 혹시 사람의 손길이 그리우신 겁니까? 많이 그리우셨죠? 문 뒤를 보라고? 문 뒤에 레버. big. 누구야 너? 누구야? 뭐야? 잠깐만. 뭔데? 어? 뭔데? 키스 드리 건가? 와 처음에 뭐가 현상들이 있길래 응? 사람일 수도 있지. 왜 단정을 지어? 응? 뭐지 여기 처음에 올 때까지만 해도 뭐가 잠깐만 가 그 노숙자들 내가 네 봐서 알겠지만은 도심 지역 외곽 쪽에 있는 어떤 모텔 같은 데는 있을만 하지 근데 여기 있을만 할까 굳이 여기까지 먹을 것도 없는 여기 와 여기 못 뭐 있어 아 아까 발소리 뭐냐고 대충 하니까 라니 잠깐 소리 소리 뭐야 뭐야 와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